송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장 속의 음식물 찌꺼기에 지나지 않았다. 송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거실로 나와서 똥이 되었다. 그는 그를 밟아 여러 곳으로 퍼나르며 넓은 세상을 구경시켜주는 오직 손이의 똥이 되고 싶다. 손이는 똥에게, 똥은 손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흔적이 되고 싶다.